안녕하세요. 다이 바이퍼 ACR 토너먼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해당 경기는 아스팔트포 레전드 의 차량인 닷지 바이퍼 ACR을 사용합니다. 기본적인 룰은 아스팔트 9의 특별 이벤트 Grand Prix의 룰을 일부 차용하고 있습니다. 각 라운드당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수동 자동 카테고리 각각 따로 나뉘어 진행되며 예선 기록 순에 따라 그룹을 나눠 진행합니다. 그룹은 최대 4명씩 나뉩니다.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. 주가하세요